좋은 놈이래 그대가 나만 바라보는 게 음, 음. I know 갈수록 더 느껴지는데 그대도 같은 소리를 듣나요 좋은 아들을 더 운이 좋다는 말을 Don't know 착한 아들로는 부족해 음, 태암이 어떻게 내게 매일 빛은 변하지 않네 참이 어떻게 내게 매일 변하지 않고 love me 무거울 텐데 그대 눈빛은 변하지 않네 날 향해 던진 돌들이 대체 왜 그대에게도 가는지 피하지 않고 그대 나를 더 감싸주나요 안아줄게요 이제 사실 난 벌써 미안 만큼 그대에게 평생 못 줄 텐데 잠이 어떻게 내게 매일 변하지 않고 love me 무거울 텐데 그대 눈빛은 변하지 않네 잠이 어떻게 내게 매일 변하지 않고 love me 무거울 텐데 그대 눈빛은 변하지 않네 무거울 텐데 변하지 않네 무거울 텐데 변하지 않네 무거울 텐데 변하지 않네 무거울 텐데 변하지 않네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커져만 가 뭐 그리 힘들어 그대 앞에만 있으면 고맙단 말도 못 꺼내 바보 같아 그댈 향해 불러인 노래 yeah. 주신 거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미안해 주신 거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해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내가 미안해 Tell me 어떻게 내겐 b 하지 않고 Love me 무거울 텐데 그대 눈빛은 변하지 않네 참이 어떻게 내게 매일 변하지 않고 Love me 무거울 텐데 그대 눈빛은 변하지 않네 무거울 텐데